너, 옆에 세명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얘 예, 이거 하는 거야 어. 새끼야 그럼 이랑정아 근데 그건 당연하고 잘하는 거 아니야? gun and w i don't care. 그래서 저보다 숫자가 더 적은 고 이거 소리가 좋고 어떻게 얘기 나왔냐면요 그냥 옆에 우리 춤추는데 옆에 기타 치는 사람 한명 있고 약간 바에는 옆에서 치나?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어차피 근데 거기도 오케이 아키텍트 돼 있는 거여가지고 네. 간적으로는다 어차피 아, 거의 앉으면 앉으면 되는 거라 원래